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북미 프로모션을 찍으러 왔고요 저희의 곧 있으면 발매한 Drunk-Dazed Border Carnival 앨범을 이제 홍보를 하러 왔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4월 20일 Let's go 아 정말 너무 잘 해줬는데 네, 이제 앳, 네. 네. 일단 저희 Border Carnival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어 그럼 서로 하나 둘셋 머지옥의 머지옥의 단순한 단순한 머지옥의 노래 좋아합니다 그 제이크 형의 매력도 어 정말 많은데 이제 입이 입꼬리가 진짜 잘올라아 진짜요? <laughs> 그렇네 엄청 많이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뮤비 프로모 찍으러 왔는데 오늘도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! 네. <laughs> 어, 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그래도 눈 제가 눈이 갈색인데 네. 국민프로모션 대리의 뭔가 한세 네 번째인가 촬영했는데 아, 뭔가 저번 활동 때 어, 실제로 한번 했던 이제 어, 방송 프로그램들 몇 군데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게잘 시작 엔하이픈이 글로벌한 어,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텐션 높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이제 저희 새로운 앨범 보더카니발 좀 이렇게 겸 해서 이렇게 또 팬분들 만나뵈려고 나왔는데 어, 영어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